반 빨대 과연 야반 아파 빨대 완전부터 부트 아 와, 어, 과라, 와, 가는, 과. uh, uh, that uh, type of boat, but Mann. 아 빠. 왜? 예. What Yeah. yeah.